먼저 당신의 애국심은 어느 정도인가? 라는 질문의 응답. 자 절반가량인 51.4%의 응답자가 보통이라고 응답. 했고 애국심이 높다는 응답은 36.7%, 애국심이 낮다는 응답도 11.9%나 차지했다. 3.1절 태극기 개항과 관련한 과거 설문에 따르면 응답. 자 42%가 3.1절에도 태극기 개항할 생각이 없다. 고답해 국경일 태극기 개항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인 남녀 2,702명에게 태극기 하면 느끼는 이 미지는 이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애국심 34% 이라고 답했으며 감동 13% 평화 10% 승리 6% 보수 5% 탄핵 5% 노인 5% 통합 5% 순으로 나타나며 탄핵 전국과 태극기 집회 등의 정치적 이슈들 과 연결되며 세대별로 정치 성향별로 태극기가 다른 이미지로 존재함을 나타냈다. 1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태극기 혁명국민운동본부가 주대한 3.1운동 100번지 주년 자유대한민국 수호 국민총 걸기대회에 참석한 집회자들 모습 슬래식 최지희 기자 보수단체들 문정부, 안보 경제 파탄내 보수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 광장과 덕수궁, 대한문 앞,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태극기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태극기 혁명국민운동본부, 국본 등 6개 단체 보수단체가 숭례문 인근에서 주최한 3.1운동 100번지주년 자유대 한민국 수호 국민총궐기대회에는 1만여 명, 경찰 추산, 입 참석해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외쳤던 3.1절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안보와 경제, 외교 참사를 규탄한다고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안보와 경. 제가 어그러졌다면서 안보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우리. 다문 정권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1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3.1운동 100번지 주년 해병대 조국수호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외국인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다. 슬래식 최지희 기자 이날 보수 집회 곳곳에는 성조기를 든 외국인도 눈에 띄었다. 미국에서 관광을 온 제이 씨리 35 씨는 보수 집회다. 는 것에 의해 무엇을 주장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성족이다 있길래 참여해봤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오래전부터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집회에 미국 민이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1운동 100번 지주 년 범국민대회에서 시민들이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 고 있다. 슬래시 연합뉴스 이날 낮 12시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에서는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범국민대회는 7대, 종단과 시민사회단체 천여 개가 공동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집회는 이게 나라냐고 외쳤는데 요즘 나라 꼴을 보니 이건 나라냐는 말에 수긍이 갔다. 그래서 친구들과 집회에 나오게 됐다. 문재인 퇴진 집회에 참석한 스모데 이모 2 4 c 서울 중구구 구 삼성본관 앞에서는 이날 오후 1시 5더 대한민국 수호 이비역장 성단 대수장 전군구 국동지연합회 비상국민회의 나라 지킴이 고규현아. 새로운 한국우리 한국민운동 자유민주국민연합 등 6개 단체가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국민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여섯 개 단체와 우파 시민단체 20여 개 포함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경찰 추산 1만 5천 명이 참석했다. 국민총궐기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등 전국에서 40여 곳에서 진행됐다. 주퇴 측 추산 전국에서 집회에 참가한 규모는 총 15. 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정모 63 씨는 걱정이 돼서 왔다. 며나라 앞날이 불투명해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왔다. 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촛불혁명으로 일어선 문재인 정권이 점. 작 촛불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라는 집회 취지를 전달하. 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고 했다. 이들 손에는 이건 나라냐, 촛불 정권은 촛불의 명. 명에 복종해라고 쓰여진 피켓이 들려 있었다. 항공정비학과에 재학 중이라는 대학생 최모 20서울시 도봉구 씨는 예전부터 정치 관심 많았다. 문 정부에게 외교,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정보 부족 등에 있어 실망했다며 대통령은 나라의 얼굴인데 나라도 망하고 경제도 망했다고 생각해 집회에 나왔다. 고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보가 허물어지고 경제도 허물어져서 살기가 팍팍해졌다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 고 후손들에게 영광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집권 이후 경제는 파탄 직전이라며 국가적 존립 위기에 처했다며 대한민국이 사대주의가 되거나 공산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김동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